shouldn't somebody be listening? So, let's talk. We're built for hearing what's important to you. One to one. Edward Jones, it's Make sure you hit it on the hole there. Put it. 너 말고. 너 말고. 다른 사람. 你要进。 약간 띄우는 건 조금 세게 어 고고고고 이어한 시간 남았나? 어 하이킹 잡고만 있는 거야 어, 그렇게 가 크로스오버 쳐서 가 졸라 힘들어 아 여기 가 더워 습하진 않지 다행히 습하진 않은데 되게 더워 저거 선풍기 틀어달라고 하고 싶어 내 뒤에 내 뒤에 pallo 여유 가지고 조금 해봐 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봐 시선 위에 본 상태에서 내려 위에 본 상태에서 내려 사람 위에 보면서 손을 내려야 돼 그냥 근데 너는 시선이 위로 갔다가 내려오면서 공을 놔 괜찮았어? push, and then open and push. All right, so defense, turn your turn your hips like that. So it's like step and then oh. shot. everything's tight. Oh. Tight drop, tight drop, split. 시선 처리